Kenapa kau lakukan hari ini kalau kau bisa melakukannya besok? Hahaha. 인, 인, 인. 무다 무다 무다 무다 무다 무다 무다 무다 무다 무다 무다 무다 무다. 에? 에? 에? 에? 에? 에? 에? Kami segenap keluarga besar Ultraman ingin menginfokan kepada kalian para Ultra Jadi hari Sabtu kita kumpul besar-besaran pokoknya semuanya Jangan Minggu, Minggu ada Kiko bentar 棒。 biar saya tahan rokok. Bang. Ow, ow, ow, ow, ow, ow. Ow. Ow. Ow. 빵! 에? 에? 에? 에? 에? 에? 에?